다 때려도 줄기함이 엄청 어메이징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이 점입니다 아니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아, 틀려 네. <laughs> 틀려 아. 우리는 뭐 먹죠? 오늘 먹을 거는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떡볶이입니다 클론에서 나온 누들 어묵 볶기입니다 우르르르. 더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자주 먹는 거예요. 풀무원 밀 로드 떡볶이를 굉장히 자주 먹, 는데 이것까지 먹어보면 두 개 다 먹어본 사람이잖아요. 네. 비교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오케이.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겉에를 보면 20cm 길쭉한 떡과 어묵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양배추, 파도 그려져 있고 양파도 있고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적당하대 맛있겠다 어... 6분이면은 조리가 끝나요 진짜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즐겨 먹네요 떡! 자 여러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. 오 이거 엄청 징그럽다 어, 그리고 국물떡볶이 소스랑 대파와 양배추 고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 270물 붓고 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요. 천천히, 천천히 하세요. 떡 들어갑니다. 네. 떡과 국물. 요지가 밑부터 넣으라고 있는 아, 이거 막 그래? 망했어. 뽀글뽀글. 이제 면을 넣어야 돼요. 오. 국물 소스도 넣을게요. 오. 고명도 넣겠습니다. 아, 알뜰살뜰한 김 작가님. 어묵 좀 풀어줬어요? 어묵이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. 자 아, 여러분 떡은 다 풀렸고요 계란 넣으면 안 돼요? 좋아요 와 맛있겠다 우선은 제가 네. 먹은 밀누드 떡볶이랑 색깔은 비슷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, 너무 기대돼 약간 소스는 달달한 느낌이 맞아요 떡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맞아요 음. 어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이렇게 쫀득거리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아, 피디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음. 아 근데 피디님을 생각하면 이걸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부분은 어떻게 남겨요? 죄송해요 못 남겨놓을 것 같아요 아, 미안 아, 니 네, 맛있다. 저는 좀 이거 비주얼만 좀 봤을 때는 어묵 자체가 좀 기름기가 있는 식품이긴 하잖아요. 음. 그래서 좀 느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맛있네요. 이 어묵의 식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쫀득쫀득하니. 떡볶이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프랜차이즈들 네. 그거랑 좀 맛을 비교해 본다면 이 떡볶이 양념의 맛은 어떤 느낌이에요? 떡볶이 떡볶이가 없는데? 음. 나 아, 비슷한 게 없는 거 같아 이게 학교 떡볶이였지 않아요? 이게 매콤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맵지 않고 단맛이 조금 더 강해서 집에서 진짜 만들어준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간식인데 떡볶이는 늘 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이거 맥반석 계란을 넣었는데 계란국 넣어서 드세요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2인분이면 좀 작은 느낌 들지 않아요? 솔직히 말하면 1인분이다 <laughs> 만약에 제가 또 사먹게 된다면 저는 밀루드 떡볶이 말고 이제 누들 없는 떡볶이를 먹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? 밀루들 고기만 먹으면 딱한 국물은 있어요. 아.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모양새가 다른 음. 어묵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쫄깃함이 엄청 깜짝 놀랐어. Amazing. 조금 뭔가 더 풍성한 느낌이 좀 더 들기도 하고 네. 떡에 오뎅도 되게 쫄깃하거든요. 음, 저도 먹어봤는데 네. 그거의 쫄깃함이 한 100배 되는 것 같아요. 한 10배 정도는 100배는 아. <laughs> 좀... 네. 드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. 간편식 떡볶이 자체를 처음 먹어봤어요. 저비 PD의 김점은 내장 반 오! 내장 반. 와, 갱신했어. 음. 식감은 당연히 처음부터 근데 엄청 쫄깃해서 너무 좋았고 간편식이잖아요. 근데 정말 간편하다. 다 때려 넣어. 어. 끓여 편한 것까지 해서 내장간 사다가 집에서 해먹을 만하다 놀랬고 어메이징 꿀먹은 축하드려요 <laughs> 작가님의 김점 들어볼까요? 저의 김점은 김내장 드립니다 저는 좀 누들 어묵 볶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밀루들 떡볶이를 워낙 맛있게 먹어서 아 그것보다 별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맛있었고 또한번 다시 한 번 사 먹을 만 하다. 음. 네.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양이 적어. 아. 적어. 너무 적어. 2분 사기. 아, 어, 사기요?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빠이. 햇반 하나 딱 엎어 볶으면 이거 국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모짜렐라 밥 없나?